긴장 하나도 안 했고요 이번에는 울지도 않을 고요 끝나고 나올 때도 뭐 그냥 이거 아시죠? 못 본다고 해가지고 끝났네? 그 이런 식으로 오겠습니다 쇼케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도 그렇죠.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잘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가죠 목소리 크게 해 그냥 다그렇저 부르지 않아요 거짓말 저 놓이지 않습니다 갔다 오자마자 그런 거예요 저 안으로요 멀리 안 와봐요 아닌데 들어가실게요 들어가실게요 쇼케이스가 끝난 저희의 대기실입니다. 박수!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. 저희 이번에 활동 꼭 대박 납시다. 네! 대박 나자! 잘할 수 있죠? 고생하셨습니다. 네, 하나 둘 셋, 올리오 화이팅! 네. 응원 부탁드립니다. 네, 빨리 만나요, 여러분. 빨리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어, 고마워요. 빨리 만나요.